이제 유시화에 가요 트럼펫터 끝나기 전에 일단 마더하러해서 이제 먼저 위에 메노라부터 뭐하고 진행할까 해요 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처음 이제 들렸었던 서쪽 광장 들어와서 왼쪽 방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싸운데 조합을 좀 이제 괜찮게 잡아야 되니까는 일단은 여제 리비도 스킬이 매우 정신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태 이상에 있는 엄마가 좋은데 아, 뭐 상태 이상에 있는 애가 없네 별로 어, 대충 풀도록 하고 그러면 일단 갈게 일단 그리고 포기가 좀 잘못됐는데 그 이제 이 마더하로 타면은 저기 충격 그 무효라는데 전격 스킬 쓰잖아요 전격 무효예요 전격 무효 그 악마 전서 그 표기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어? 전격 스킬 쓰시면 되고 전격 이외에 이제 나머지 스킬대로 쓰시면 돼요 오케 들어와 뭐 빈결도 써주시면은 얼리면 뭐 이건 이제 사신의 개성은 저거예요 저 만능 전격 스킬하고 저거는 못 맞고 최대한 그 빈결로 노려주시는 게 좋죠 빈결로 노려주시면 정책이 안 된다니까? 정부가 잘못했네. 얘도 그냥 기비 메카라 약간 잡는 느낌으로 시다 보면은 쉽게 나무리 히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겠지 어제 우리도가 이게 매혹한 대군인가 마을 터터가 쏠거는 이어야 되겠다 이번 턴부터는 저거 쏠게 지금 이런 게 여기 서, 어, 서쪽에서 음, 우리 광장에서 이제 마더하루까지 대회 끝났고 이제 도쿄 이사당에 그 가야 돼요. 도쿄 이사당 가는 길은 여기서 이제 제2 entrance 가시던 길 레인보우 브릿지 지나서 다리 지나서 이제 원래 저기가 저기죠. 이제 여기 지나 이렇게 여기 북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조심하게 는갈수 있습니다 이게 엄마한테 막겨야 되긴 한데 혹시 아무나 생각나잖아 그래서 이제 유라쿠초갱도에 도착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바로 싸우게 돼요 바로 싸우게 되니까는 아, 이번에는 좀 제가 조금 공수좀 쓸게요 네, 제가 뭐 1조 차도 아니고 자 보자 아, 아니지 아니지 그냥 지금 젤쌤 파티로 그냥 빨리 녹일게 일단 8턴 안에 빨리 주긴 해야 되는데 음제 풀을 꺼단 말이지 아마 테라스 랜덤화이저 넣어봐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볼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트럼프 떡까지 잡으면 이제 메노라는다 구하게 되고 왜냐면 어차피 3칼파에서 단테랑 싸우면 은 얻는 것까지 하면 어차피 걔는 진행 경로에 그냥 있기 때문에 잡으면서 지나가면 되고 해서 목할파까지 뭐 바로 할 수도 있고 악마 스펙만 되면은 가지를 주셔야 돼요 네 번째 턴에는 미연에 납하려고 우리 이제 파티 원중 체력이 가장 적은 애가 있으면은 걔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무섭고 하여튼 빠른 톤 안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보통 임수라가 죽기 13이에요 뒤로 들어갔어 아 이거 빼놓고 이파 들어갔고 입진해서 시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네 이걸로 이소라 입체가 채울게 그리고 색깔도 어느 정도씩은 해결된 게 순수한 과정도 위원회 나가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최대한 이런 식으로 감추고 이양 물기수 이제 한번 버티긴 하니까는 제천 개성을 이용해서 체력을 떨고 있었고. 1.2만 톤끝나가 그래서 이제 갱도를 지금 빨리 통과할 건데 뭐 이제 가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일단은 이쪽에 가셔서 하여튼 근데 뭐 대부분 힘이 15? 아니 뭐 힘이 15면은 그 기간이 짧아지긴 하는데 또 어차피 칼파 3, 4 연속으로 끼려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상관없긴 한데 죽여줄게 아 기온유 소스로 줄라 했대 어? 약해 보인다고? 아 힘이 이 힘이 당해야 되나? 15가 아닌 나 보네요 어, 어, 이상하다 아니 근데 시키키오치 힘 그렇게는 될 텐데 랩이 몇인데 하여 일단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저희 갱도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메인 터미널은 여기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당근하고 저게 그 저거예요 그 나중에 군다리 얻는데 필요한 마가타와의그 아사쿠사갱도 가기 전에 거기 들어 그 북쪽에 있는 기문을 잡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은 저 왼쪽으로 꺾어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고 뭐 블로그에 아뭐 길은 설명해 드렸으니까는 최대한 빠져나가는 쪽으로만 설명드릴게요 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아 너무 앞에 이제 가시고 이제 여기가 어디로 가야지? 여기로 넘어갈 수 있어 아니면 그 왼쪽으로 가면 이쪽 통로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 이게 저기서 일방 통이었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시면 제대로 맡겨온 거고 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꾸불꾸불 가다 보면 간이 터미널이었어요 간이 터미널 옆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맡겨온 건데 일단 뭐 저기가 급한 건아니고 일단 제껴 갈게요 제일 빠른 길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층에서 어디서 지금 제가 내려왔냐면은 저쪽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면 한 분인데 이쪽에서 와야지만 여기에 도착이에요 이 양옆에 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뒤돌아서 가시면은 돼요 뒤돌아서 그냥 이때부터는 지금 계속 번갈아서 앞으로 가서 올라가고 앞으로 가서 올라가고 막 뭐 터지는 마석 받치니까 대신 이제 귀문의 구슬을 좋아하는 걸로 바뀌는 한다 근데 뭐 보통 보통 도쿄 이사당 그고 그렇게 이제 그냥 뭐 혹시 뭐 또는 아마다 신기에 한두 개 연속 할 정도면 아, 충분해요 그, 그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되게 스탯 쪼여줄 필요도 없고 그게 뭐 8주랑 15주인가 그 사이클이 예. 그 이제 사일런트에 한참 그 돌아가는 주기였거든요 그런데 여태 제뭐 나왔고 예. 그래서 이 역을 이제 빠져나가시면 여기 이제 쟤네들 있죠 그시지마이드 네, 여기도 있는데 아니었고 이제 에스터만 좀 계속 빌면서 다니까 안 돼. 카스미카 새끼 이제 이 여기 에 왔고 그래서 이제 나가시면 저기에 바로 여기에 도쿄 이사당이죠 이제 도쿄 의사당 인데아 이거를 잠깐 터널에 스톱해두고 칼파지는 할까? 아니 일단 이거는 마무리하자 그래서 일단은 그럼 뭐 일단 도쿄 이사당 메인 터미널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어, 그럼 뭐 그냥 빠르게 일단 이사당 클리어하고 예, 그냥 깔끔하게 이제 의사는 다시 올 일 없게 하고 그래요 그래 이제 겹은 이제 처음 상대한 애가 수루트예요 이제 빠염 쓰는 애니까 자 이렇게 껴두고 파티도 최대한 전만적으로 나가 비슈누가 세긴 세니까 아 아마테라스 이렇게 갈게요 의사당도 그냥 클리어만 최대한 할게요 근데 거의 음, 수루트는 화염록이면 안 죽는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일단 말씀드릴 건데 녹턴 뭐 버전하고 다르게 이제 얘는 빙결 약점은 아니에요 길이 아니고서야 그게 저 이제 냉방기류랑 불과 큰 상등교류 저거 판정받아요 사용 품격 아 이게 얘가 우리 내상이 있구나 그래서 뭐야 토트라감이 들리고 사용에 내성 있는 거예요 아다 죽을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 때문에 수술이 죽을 것 같은데 뭐 테트라칸? 그런 죽을 수가 없다 근데 라그라 로크가 세긴 더럽고 세긴 진짜 세고 조금 안 끼면 좀 위험하긴 하죠 네, 그 저번에 내성 있는 거죠 이거 쓰고 마무리가 됐고 음. 자 보자 음, 이제 문도 다 볼 수가 필요 없고 소피아? 소피아도 한쪽에 까놔 왜냐면 이제 메디아랑 배울라 할때 앞에 거 좀 까내야지 뒤에서 배울 수 있잖아 일단 저것도 사왔죠 쟤도 이제 방에하러 오는데 저건 좋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은 처음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입구들은 다 막혀있을까 그리고 여기는 원래 나중에 가면 열리는데 지금 막혀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삥 돌아갈 수밖에 없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삥 돌아가는 루트를 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지금 한 번 올라왔잖아요 쭉 올라오고 이 뒤에 길이 여기였나 길이? 아, 여기 맞았겠다 여기다가 아 여기가 좀그만인데 여기서 한 번쯤 스톱을 하고 여기 아, 여기 이렇게 오면 맞는 거예요 여기서 끝무릎 다다르기 전에 꺾고 그 다음 여기서도 왼쪽으로 꺾고 그냥 지금 최단 루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디귿자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꺾고 그래서 지금 대충 온 경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디귿자로 돌아서 아 연결을 아, 얘는 뭐가 낫죠 언제? 이상하게 싸우면은 또 물리가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음... 레드라이트 힐러는 비주얼 아마테라스도 있다 그래서 이쪽 오면은 지금 있잖아요 여기서 이 문이 이 밖에서만 밖 그러니까 이 밖에 쪽에서 열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터미널하고 자유롭게 출입되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게 좋죠 오, 음, 이제 직진으로 두 번 해서 여기가 생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 돌아 나간 데가 있어 요졸로 돌아가는 진짜 하나 절반? 어,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메시지는 처음 봤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신 마다우사 근데 명계파가 너무 압박이기 때문에 무리 무효인 애를 한 명은 배치를 하시고 전투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 이제 거기 거기 시브야 있던 마라처럼 아 뭐 이걸 써주면 다행이긴 한데 네, 이걸 써주면 다행이긴 한데 뭐 이어 프라임으로 저기서 이어 프라임으로 심지어 거기서 팔아요 그 어디지? 저기 어디지? 아사쿠사 그 지하에 있는 정장이라고 여기는 그명계파 하면 이제 좀 위험한데 아 그냥 예를 들어 이제 마법으로 잡는다 마법 잡는다 원래는 시작하면 이거 쓸 때가 많은데 많이 어, 뭐 하는 가볍게 가볍게 좀 적어요 생각보다 사실 많이 적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음, 한번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내려가는 게 맞고 그래서 일단은 또 이제 제가 정격으로 이제 회오리에서 바꾼 이유가 여기 이제 모트 상대한테 좀 좋으니까 이거야 간 다음에 아이 뭐 진행이 안 나와 와 음, 이러면은 이제 슬슬 조합 바꿔야 되는데 근데 정격을 또 쓸 수 있네 는 밑에는 지옥촌인데 얘는 이제 그냥 힐이랑 데카자가 쓸 수 있는 애같군요 아마 데카자 애들이 많으니까 좀 쓸게 음. 이제 이렇게 한번 왔고 여기가 이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오면 잘 온거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온쿄키 때랑은 반대로 없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저, 저 지금 천장에 불빛이 바닥에 이제 이 동상에 안 비친 데가딱 봐야 되죠? 그래고 갖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정적이 약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적 약점인 내가세명 있고 마카라칸 있으면 좋은데 근데 마카라칸도 뭐 그닥 도움 안 돼요 왜냐면 맥이 돌아왔으니까 근데 네. 그냥 그냥 정적 마법으로 하는 게 좋죠 아니면 라고 카드 소리 이런 식으로 하시고 아 백준다 이데백 가져가 필요 뭐 요런 약하죠 쇼크웨이브 그냥 쇼크웨이브 의존 하시면게 좋아요 아아 아, 아, 이거 봐아 이거 안먹힌다멘하 하겠어 이게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제 저거 스체 쌓이게 하면 저거 되고 이제 저는 무 차리면 저거에 이제 뭐메기보라 어, 이런 거들어면 연기가 굉장히 안 되니까 막아 가자 계속 쌓이게 하되그또 경직이어도 공격 센게 좋아요 그 이유는 저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 토스트 있잖아요 감전돼도 때려봐야 뭐 크리티컬 100도 안 나온 거 얘도 마찬가지라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요 아 이제 얘리하라니 이러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 일단은 그냥 미트랑 만나기 전에 그냥 바꿀게요 일단 그냥 가고 그래서 어디죠 그리제 슬슬 미트라랑 싸움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싸운 거 아니고 이제 미트라는 저거니까 그 뭐라 지파마라 이제 주살이랑 파마 스킬을 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아프죠 미카엘은 주살 그게 없고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럽지만 이제 그 없어요 조합을 이렇게 가야 되고 전에 이흐라도 마가타마를 파마 무연을 배워둔 상태입니다. 주사로 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됐고 와 아, 이렇게 하면 못 치잖아. 두 가지가 대비되는 이유가 제국 자체가 스킨이 커지고 주사 스킬 그 한 번, 파마 스킬 한 번, 이런 식으로 쓰여요. 여기서 이게 좀 난감하고, 두 가지가 되게 어려다 이건 파마를 먼저 쓸 때는, 파마 반사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 평이 바로 돌아오죠. 근데 그게, 뭐로 먼저 쓰일지도 모르거나, 는위 명확히 됩니다. 미트라는 근데 좀, 그런 게, 민우가 이제 이거 가는 어떻게 봐 쉽게 잡았다 어떻게 정상이고 여기서 저주 걸리면 난리 날까? 일단 안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됐고 음. 그 다음에 아, 좀 애매해 오늘 애매한데 조합을 어떻게 갈 거냐 일단 이제 저는 뭐 시즈마도 부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당장 그 저거 누구죠? 그사마엘을대뷔되었는데사마엘 데뷔는 이렇게 이제 거기에 사신의 개성 저거 쓰면은 그렇게 되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상태 이상이 걸리니까는 정신이나 신경에 무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는 게 낫죠 신경무효에 정신무효로 배워뒀으니까 이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인을 지금 하나 레드라이트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최소한 황천의 기도 쓸 수 있는데 비중을 이런 식으로 어? 조합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시점 돼서 시점 돼서 해야 있나 근데 제천대서쓸 바에는 네. 생각 보니까 그냥 미칼 뭐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상대를 해야 되고 여기 올라가면 이제 있거든요. 싸우면 마무리인데 그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거저것좀걸려 이제 얘가 데카잖아 데큰다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buff나 debuff 올인하시면 안되는데 그리고 마카마카를 써도 제가 맥이 돌아서기 때문에 그런 파인을 어, 어, 그냥 마카라칸 펌 아끼는 게 낫다 딜은 제법 들어가요 네, 딜은 제법 들어가요 올리고 1파 어, 들어가요 조금 약간 문제가 뭐 미친 거 아닌가? 뭐하는 거지? 아 마비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션과 황청소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이제 괜찮죠. 이렇게 돌리면 괜찮죠. 나가치고 생각보다 이렇게 안 들어가. 좀 아쉽고. 낙하차가 이제 두번 쓰긴 했는데. 이게 난감한 게 이게 또 블록이 안 떠요 블록이 이게 또 약간 미쳐가요 살짝 찐 거요 하면 몰라니까 혼란일 때는 이제 말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계속 조금 조금씩 해야지 어. 아빡세 어, 이제는 슬슬 뭐 무료 스킬 빼도 돼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막 감당 안 되는 데가 없고 이제 이렇게 그 미트라처럼 주사를 파마로 동시에 쓰는 거는 어, 없으니까 그때그때 이제 그냥 마카 타마로 대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파마로 빼고 이런 걸로 이때 딱 맞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도쿄 이사랑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네. 어...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됐고 음, 뭐, 뭐 3칼파는 이제 깨뒀고 대신 이제 4칼파로 가는 이제 눈만 안 열어뒀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4칼파랑 녹화할파 진행하고 이제 할까 싶어요 사카이포 녹화파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갖고그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데 어, 저는 일단은 관통은 배우지 않을까 해요 저는 이제 그 아, 그러니까 그 녹화 틀어는 줄이기는 할 건데 어, 줄이기까지만 하고 어, 앞으로는 네, 잡기까지 그리고 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이벤트 마스터를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음, 리트라를 좀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음, 저, 저장하고 싶은데 이제 이쪽을 열게 되시면 여기 터미널 다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4칼파랑 5칼파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